얘들아 이사 가야지 가자 가자 갑시다 오카 일로 오카 일로 가자 가자 이사 가자 갑시다 오예 <laughs> 얼른 가자 가시다 가시다 가시다 잘 들어간다 힘내로를 한 적도 없는데 한번더 <laughs> 갑시다 가자 많이 착해졌어 덮어안 착했다 딱 맞다 싫어 힘들어 너네도 자자 가자. 너무새가어 동무 대통합이다 갑자기 얘들 어떡하니 귀엽다 둘이 딱 붙어 의지하고 있어 일집을 어디 사는 네. 우와 <laughs> 진짜 이게 뭔 난리냐 빠나 메이크업 <laughs> 나한테 꿈꾸나 봐 도대체 나 때는 완전 입구 있어 진짜요? 응, 누구 자고 있어 가자 가자 와 덥다 따시고 좋다 얘들아 도착했어 <gasps>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掉掉。